안녕하세요. 블로이프 제이드 덩그입니다. <laughs> 왜요? 오늘 저희가 어, 그냥 가볍게 암호화폐 영어를 공부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썬그를 모셨는데 네, 썬그님 영어 실력이 어떻게 되시죠? 아 저는 어, 미국에 3주 정도 <laughs> 여행으로 다녀온 적이 있고요. 그때 어, 지나다니는 외국인들한테 바디랭귀지로 대화를 네. 해본 적이 있고 며칠 전에 외국인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사적으로 사담을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네. 성근님은 영어를 잘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음. <laughs> 사실 이거는 제가 저번에 드렸던 질문인데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랑 네. 에이다나 뭐 이오스 이런 코인들 있죠. 네. 그거를 한국어로 통틀어서 뭐라고 불러요? Crypto currency. 한국어로. <laughs> 네, 한국어로 아 제가 긴장을 했나 보네요. 한국어로 코인. 가상화폐. <laughs> 네. 가상화폐. 맞아요. 네. 네. 가상화폐라고 부르잖아요. 네. 저희 한국은 기사에서도 그렇고 뭐 정부에서도 official 그 거, 정부에서 발표를 할 때도 가상화폐라는 단어를 진짜 많이 쓰는데 요새는 사실은 암호화폐라는 말을 더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은 영어로는 뭐라고 부르죠? Crypto currency. 그쵸. 그래서 크립토 크런시라고 하는데 가상화폐는 virtual currency라고 저희가 가상 현실에서 VR이라고 많이 쓰잖아요. virtual reality에서 많이 쓰는데 그 virtual이랑은 다르게 크립토 크런시라고 쓰는데 크립토 크런시가 암호 화폐면 네. 그럼 crypto는 무슨 뜻일까요? 암호. 음, 그래서 암호화됐다는 게 crypto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가상화폐보다는 암호화폐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이 가상화폐를 항상 써야 돼요. 그죠? 네. 노출이 가상화폐로 제일 많이 돼요. 맞아요. 저희 영상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상 암호화폐 해서 가로에서 가상화폐 이렇게 적어 놓는데 두 개가 같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엄연히 다른 거고 가장 큰 블록체인을 쓰는 우리가 이유 블록체인으로 굳이 기술을 음, 아, 전향하는 아 그거 거 알아요. 음. 중앙 집권의 탈중앙화를 이루고 개인의 신용 보장?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중앙화된 시스템에서 탈중앙화로 가려고 지금 블록체인을 쓰는 건데 그러면은 centralize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centralize는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centralize? 음. 음. 시, 시골의 삶? <laughs> 센, century life. 컨츄리 <laughs> 라이프. 컨츄리 라이프. 센트럴라이즈라고 그러면은 그 중앙 센터가 중앙이잖아. 그래서 센트럴라이즈는 중앙화, 뭐, 음, 중앙 집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블록체인을 디센트럴라이즈라고 부르거든. 음. 그러면은 앞에 D가 붙음으로써 반대? 반대? 완전 반대, 탈중앙화가 딱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different의 약자인가요? 아니요. 디프런트는 아, D I F F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네. D 여기에서는 D E C로 음. 시작을 해가지고 D 이라서 decentralize가 다른 거고 가지고 이제 음. 탈중앙화가 decentralize라고 할 수가 있어서 네. 그러면은 크립토커런시는 decentralized blockchain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음. 이렇게 화폐 거래를 한다는 걸로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음. for 그 proof of proof of work proof of work는 한국어로 뭘 것 같아 그러면? proof work 일. 어. proof work. proof. proof. proof of work. 개구리. 아니. frog. frog. 개구리의 일. 뭐죠? 그게 proof of work가 뭔가요? 작업 증명 방식이라고. proof가 증명이고 어. work가 일이잖아. 증명하는 일? 어 작업을 증명하는 거야. 음. 그래가지고 어 네. 그래서 뭐 증명하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그 작업을 증명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암호화폐를 블록체인에서 거래를 했을 때 이거를 확인을 해주는 게 있어. 요 그래서 채굴이라고 우리는 뭐 mining 해가지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채굴 방식이 여러 개가 있는 건데 이 transaction 거래를 승인을 해주는 방법인 거지. 음. 그래서 컴퓨터가 막 이렇게 해시랑 번호를 풀어가지고 작업을 증명을 해주면은 이게 confirm이 돼서 거래가 진행이 되는 음. 건데 요즘엔 proof of, proof of stake로. 바뀐다고 하던데. 어 그래서 프로포크는 이제 그냥 내가 컴퓨터를 많이 사가지고 이걸로 전기세를 많이 내면서 돌려서 음. 작업을 증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가 채굴을 음. 많이 할 수 있고 돈을 많이 벌 수가 음. 있는 건데 네. 그렇게 하면은 진짜 전기 소모도 너무 심하고 음. 환경에도 안 좋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비효율적이야 엄청나게 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게 아 그러면 우리는 프로프 오브 스테이크라고 해가지고 이 어떤 파이가 있으면 만약에 거래가 100개가 있어 그럼 거기에서 내가 50개를 내가 하고 싶다 하면은 내가 50개만큼의 그50개 50%만큼의 토큰을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음흠. 그 50%의 거래는 내가 그냥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야. 채굴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음. 그래서 싸울 필요가 없어. 막 서로 음. 전기료 내면서 막 환경 파괴하면서 싸울 필요가 없이 그냥 내가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음. 내가 많이 거래를 진행을 하는 거야. 그래서 돈도 사실 더 많이 버는 거고. 부자들이 부자 되는 법이네요. 어, 그래서 비익빈 부익부 이게 좀 더 많이 커질 것 같긴 한데 대신에 이거는 풀법 스테이크로 다 가는 이유가 전기세로 그렇게 뭐 환경을 파괴하고 그런 게 없어지니까 훨씬 효율적이거든 사실상 음. 누가 봐도 뭐 당연히 좀 공평하진 않지. 근데 솔직히 채굴도 공평하진 않아. 풀법 월크도 절대 공평하지 않아. 돈 많은 사람이 컴퓨터 많이 사는 거고. 음. 그래서 채굴을 많이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서 어, Proof o 중에서도 그 DPoS라는 게 있거든? Delegated Proof o 라고 해서 PoS랑 그냥 풀 r 스테이크 f s 랑은또 다른 건데 여기에서 Delegated Proof o 가 만약에 들어간다 하면은 우리가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고 뭐 국회의원을 뽑고 우리나라 시장 뭐 그런 사람들을 뽑듯이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응. 음. 후보가 막 몇백 명씩 되고 음. 한 그룹이 될 수도 있어. 그 후보가. 음. 꼭한 명이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 너랑 나랑 막 사람들 돈 벌고 싶은 사람 모여가지고 우리가 막 그 코인을 사고 이제 후보로 해서 사람들한테 알릴 수가 있지. 음. 우리가 이 코인을 책으로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 코인을 더 가치 있게 만들도록 하겠다 이러면서 막 공략을 또 하고 마케팅을 하고 해서 사람들이 나한테 투표를 할 수 있게 음. 응. 그렇게 해서 뭔가 좀 더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지 효율적이면서 민주적인 방법 그렇군요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저희가 <laughs> 급하게 마무리를 할 건데 어쩌다 보니까 예, 풀법 월크랑 풀법 스테이크까지 다 설명을 하게 됐어요. 제가 준비가 된 게 아니라서 설명을 잘 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볍게 도움은 되줬으면 좋겠고요. 어, 일단은 네 저희는 앞으로도 반응이 없어도 이거는 계속 할 예정입니다. <laughs> 영어가 너무 어려워서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만드는 영상 콘텐츠. 음 맞아요. 네. 저희 썬그가 암호화폐를 같이 공부를 하면서 영어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와 썬그와 함께 영어가 많이 늦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어, 블럭인포 제이드 썬그입니다. 구독, <laughs> 좋아요, 예! 눌러주세요. <laughs> 안경 어딨죠? 앞에다